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리더이자 국내 유일한 성인 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센터이자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보컬이자 8차원에 살고 있는 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형 라인이자 막내 라인 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최장신이자 래퍼를 맡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래퍼이자 자타공인 지식인 에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매력 덩어리 메인 보컬 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에서 막내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제프입니다 음. 여러분 저 이펙스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 드디어 저희가 이제 팬분들이 후즈팬 트위터를 통해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응원 댓글들을 다 읽어봤잖아요. 어,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읽어봤죠. 진 데뷔 전부터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데뷔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의 댓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아, 너무 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부터 네. 네.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음. 블루 베이비 케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음. 안녕 이펙스, 앞으로 데뷔할 그룹들을 살펴보다가 C9 뉴키즈를 발견했어 어. 어. 어. 나는 너희들과 사랑에 빠졌고 어. 팩스가 그룹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신나 음. 너희가 잘 해내리라 믿어 질문은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고 잠, 잠은 잘 자니? 너희 팬이 이렇게 보내주셨어 신나인 루키즈 때부터 그러니까요. 저희를 좋아해 주셨어요 와 진짜 감동이죠 신나인 루키즈 네. 기다려 주신 만큼 네. 저희가 꼭 보답해야겠죠 여러분? 네, 네. 네. 이제 질문이 잘 지내고 잘 자니라고 네. 네. 네. 아, 네. 저희는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잠도 잘 자고 있고 어, 네, 그렇죠.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진짜 힘이 납니다 진짜 네두 번째 댓글입니다 어, 금피씨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펙스에겐 벽이 느껴져요 바로 완벽 아, 아 완벽 완벽 완벽 데뷔 축하해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그리고 질문으로 이펙스의 아이스크림 최애 one pick은? 오. 오. 아이스크림. 저는 네. 초콜릿 무스. 네, 그럼 저는 약간 상큼한 레인보우 어? 샤베트. 오. 그 내가 알려줘서 처음 먹은 거 아니야? 어, 맞아. 요 맞아. 그 저도 레인보우 샤베트 제일 어. 좋아해가지고 진짜 어. 맛있저를 같이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저는 법적 저는 눈치 게임 성공.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 아. 어, 좋아하시는 네. 분. 진짜 맛있어. 맞아요.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생각하지만 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 아. 저랑 똑같아요. 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셋이 똑같아? 셋이 똑같아. 완전 완전 딸기. 식 그럼 저는 살짝 좀 솜, 사탕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아, 아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요 제프가 그 큰 통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한 가지 맛만 해서 먹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아. 이상한 나라 솜사탕만 네. 넣어가지고 그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먹어요 준호 레온님께서 음.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네. 당신의 데뷔가 기대됩니다 오. 아. 나는 스페인에서 너를 응원할 것이다 디아모 스페인. 디아모 맞아 스페인에서까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와, 너무 감, 네. 감동입니다 진짜 땡땡 사랑해요 <laughs> 네 번째 댓글입니다. 볼드 동동 03 <laughs> 동동 동동 동동 이제 데뷔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뷔 날짜도 공개가 되고 어, 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펙스를 위해 우리 팬들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우리 함께 정점을 찍자. 정점 찍자. 아 그리고 질문으로 자기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라고 남겨주셨어요. 음. 아, 동물. 네. 저는 네. 멤버들이 저를 조참새라고 그렇죠. 부기 때문에 아, 참새 닮았어요. 참새. 저는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저를 강아지를 닮았다고 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네. 저는 사슴? 사슴 느 있어. 눈매가 아, 아, 약간 초롱초롱이 좀 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뮤는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두들 판다라고 네, 시더라고요 아, 판다 좀 닮은 거 그럼 혹시 저는 저 닮은 동물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팬분들이 혹시 불러주신 동물 있었어요? 저는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어, 골든 리트리버 아 네, 네, 느낌 있네요 저는 팬분들이 너구리를 닮았다고 하죠 진짜로? 나 지금 진짜 닮았어 어,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다 와 여러분들의 안목 백승이는 오, 여우 닮았다. 네, 여우상도 있고 고양이상도 있는데 음. 백승이가 사실 그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요. 맞아요. 근데 아, 똑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아, 네, 예, 한 사,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제분 약간 네. 공룡상? 어, 네, 공룡상. 공룡상. 악어. 어, 머리색도 어, 약간 살짝. 오, 네.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린다. 늦지대 오셨어요. 악어 다 있네요, 그래. 네. 네. 다음,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네. 041005 윈님. 어, 제 생일이에요. 백승 생일인데 제 아. 생일.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건물이 보이면 시티뷰 이펙스가 보이면 알로뷰 아. 야! 오! 알로 아, 아 드디어 데뷔 데뷔 후 멤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펙스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무엇보다 빛날 이펙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게요 와, 음. 데뷔 후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저는 우선 저희가 계속 연습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음. 3년간 즐길 음. 수 음. 있는 음. 아.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 너무 네. 해보고 싶어요. 저의 가장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신인상을 목표로 열심히 아, 달려가고 있어니 아, 진짜 신인상.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여섯 번째 댓글 읽어볼까요? 네. 좋죠. 이펙스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 나는 미국의 팬이야. 나의 모두에 대한 질문은 너희 각각 왼쪽에 있는 멤버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오. 아. 데뷔 축하해 사랑해 어, 제프부터 먼저 네, 제프부터 어 일단 저는 일단 그아 <laughs> 부러워. 저는 일단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음. 동현이 형이 있었는데 연예인 보는 기분? 아 들어오자마자 와 아이돌이다 이 생각을 아 느껴져 느껴져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아 지금은 뭐 아. <laughs> 지금은 뭐 네, 멤버죠 우리 형? 음. 내 형이 가장 멋진 형.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음. 아민이는 처음 봤을 때 혼혈인 줄 알았어요. 아. 뭔가 혼혈같이 생기지 않나요? 혼혈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혼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진짜 혼혈같이 잘생겼다라고 네.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처음 봤을 때 되게 딱 바른 모습이어가지고 음. 공부 잘할 것 같고 어. 딱 그랬는데 저희 팀의 지식이 아딱 맞았습니다. 네. 저는 그 백승이 형 첫인상인데요. 기억이 안 나네. 너무하다. 어, 아, 어, 기억이 안 나. 되 오래되긴 했어요. 아, 오래됐어, 오래됐어. 아, 네. 근데, 아, 근데 그 에이든 씨 동기잖아요. 맞아요, 네,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죠. 아, 근데 허겁지겁 들어왔죠. 맞아, 허겁지겁 늦었어요. 어. 사실 그때 백승이 아, 맞아.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아. 뭔가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아 음. 아. 네. 같이 썼죠 근데 처음 봤을 때 네. 저희가 네. 이 친구가 같이 연습할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듬직하고 음. 어, 아. 뭔가 그래 보였어요 딱 첫인상이 뭔가 노래 엄청 잘할 것 같고 음. 약간 무서웠어요 아, 아 저도 저도 약간 눈을 어 저도 계속 뜨 아. 그때 예영이가 네. 나중에 들었는데 예영이가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안경을 벗고 있어서 저희 이렇게 때려보고 네. 있었는데 네. 무서워가지고 어? 뭐지 저 사람? 기선제압 당했다. 기선제압 당했나? 음. 동현이 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 안 껴가지고 네. 제가 위시 형을 처음 봤을 때는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기 뭐, 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아, <laughs> 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아. 그때부터 영, 그렇죠. 영화 짱친 그러면 저는 이제 뮤 씨의 첫인상을 네. 말,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뮤를 처음 봤을 때는 친구가 비율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키가 엄청 크고 그리고 또 옷을 그렇게 잘 입어요. 맞아요. 아, 아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아 약간 모델 음. 핏이 난다. 어. 음. 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제프를 처음 봤을 때는 연습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 아. 아, 봤거든요. 아, 제프가 엄청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줬던 아,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음. 얼굴 막 얼굴 가리고 네, 이렇게 <laughs> 엄청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인사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야영이 넘어가 볼까요? 음. 네, 첫 번째. 에브리 금님. 음. 아, 에브리 금. 금. 아, 아, 아 태국 팬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얘들아 데뷔 너무 축하해. 코로나 때문에 멀리서 축하해 줄게. 음. 너무 슬프지만 멀리서라도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 기억해줘요. 음. 어. 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태국 팬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혹시 멤버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나요? 아, 모두의 별명이 궁금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일 아까 말했다시피 어, 교참새. 그 그쵸, 예. 교참새. 교참. 이 친구가 별명 부자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다 붙이면 별명이니까. 조아민. 아, 아, 맞아요. 조아민. 우민조. 음. 우민조. <laughs> 너무 많아요. 동현이 형. 아, 금동이 형. 아, 금동이 형. 아, 맞아요. 금동. 네. 금은동. 네. 금동. 네, 제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계속 금동금동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새로운 아, 네. 성이 생겨버렸어요. 김금동.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네. 김금동. 항상 금동이. 저는 따로 별명 없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100점 100승. 아 아, 백전 어, 백승. 맞네, 맞네. 백전 백승. 네. 저도 있잖아요. 서예. 음. 어, 서예, 서예, 와. 아, 예킹, 예킹, 아, 아, 예킹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뮤씨, 경매 씨. 경매 씨. 경매 씨. 경매 네, 씨. 이씨 형은 각다위 씨. 각다위. 네, 각다위. 이과다위. 아, 이과. 이과다위. 이과다위. 저 이과입니다, 여러분. 태생부터 이과. 저는 뭐 별명이 없는 거 같아요. 제 호야, 호야라고 부르지 않나요? 호야. 호야. 호야. 이든이 맞아요. 어, 이든이.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댓글이요 와, 아, 아, 벌써? 위펙스 멤버들이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나 음. 춤췄던 춤이 궁금해요 음. 이 아.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만 보여주세요 와. 아. 일단 뭐 각자 뭐 했던 춤이나 노래나 랩 있을까요? 일단 전 있거든요 어, 네. 저는 일단 저스틴 비버님의 이제 소리 아, 아, 음. 음. 이제 엑소 선배님의 전야라는 어, 이제 곡으로 춤을 췄었습니다. 음. 네. 한번 보, 보여주세요. 보, 여주세요 춤이요? 네. 네. 아, 여기서요? 네. 가볍 앉아서 느낌만. 아, 아, 네. 가볍게 앉아서 5, 6, 7, 8 깨고 부딪혀야 해. 이 정도만 짧게 아. 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현 선배님의 광화문에서 바로 바로 가시죠. 멈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아, 감미로워 아, 아, 아, 녹은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녹았어요 지금 저는 일단 그냥 애국가 부르고 그냥 포즈 몇 개 잡고 그냥 붙었다. 신가. 아, 아, 예. 아 네. 약간 밀리는데? 별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위시형은? 음. 어, 저는 저도 엑소 선배님의 템포 아. 쳤던 기억이 나고. 그쵸. 위시 형이 또 댄스부였잖아요. 아, 댄스 동아리.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으니까. 네, 그쵸. 찾아봐 주세요.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저는 아마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러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이든 씨는 이든. 네, 뭐 하셨어요? 저는 PH1님의 Homebody라는 곡을 했어요. 아, 노래 좋죠. 노래 좋죠. 오케이 그러면 아민 씨는 뭐 하셨어요? 저는 네. 저는 연기 학원에 있었어가지고 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어, 처음 만나 사실. 연기하고 들어갔어요. 네, 조배우 조배우아 네, 연기도 하, 고춤 노래도 했었습니다. 저는 원원 선배님의 활활. 아. 아, 아, 기억나다. 아 네. 그때 제가 사실 영상을 좀 봤는데 네. 그딱 그냥 무심코 봤는데 잘 추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춤을 추는 아이냐 그랬더니 독학으로 춤을 췄다고 네. 하더라고요. 야. 그때 깜짝 놀란 기억이 나네요. 아민이가 집에 있는 막 거울 조그마한 거울로 막 보고 춤추고 막 연습했다고 아, 했는데 아, 화장실 화장실 거울에서 막 <laughs> 화장실 겨울에 저도 안 했어요. 자꾸 MSG가 MSG였습니다. MSG.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응원 댓글을 읽어봤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 아, 데뷔 전부터 이런 댓글을 받으니까 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한번 정해볼까요? 네 정해봅시다 네. 근데 네. 그냥 다 1등 하면 안 되나요? 아, 아그렇 아, 네. 맞아요 1등 하면 마음, 같아서는 아, 모든 팬 여러분들에게 1등을 주고 싶지만 네. 호주 팬에서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기 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너무 아쉽다, 아쉽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세 분을 비롯해서 이번 영상에 언급되신 여덟 분께 후즈팬에서 후즈팬 크레딧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데뷔를 했으니까 To be 후친소가 아니라 우친소에서 또 만나요 글로벌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펙스의 데뷔 앨범 Bipolar Part 1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스는 아시대로 데끼로 我爱你아구 진짜 까무 봄라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